얘들아 연말에 뭐 하고 싶었던 거 있어? 음 우리끼리 크리스마스 파티? 음, 음 저도 우리끼리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아주 좋아요 오 그럼 지금 우리 하고 싶은 거 말해보자 스타로드에서 12월에 만나